누구냐 그 사람 이름 누구지? 오 마이 갓 받은 So I cry sometimes when I'm lying in bed just to get it all out. 몸이 힘든 걸 알잖아. 마음에서 힘든 걸. What the fuck was that? m f u c k e r 아, What? Bruh. 애 그냥 혀. 아 대충 사는 거지 뭐 인생. 클리어. 남았어요. 배불러요. 난 이걸 다 먹었어요. 돼지예요. They ask you how you are,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're fine when you're not really fine, but you just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。 no, 끝이 났다고 한다.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막 자연스러운 뭔가 약간 포크를 짚는 거라든지 <laughs> 도영이 이쁘죠? 우리 동영이 이쁘죠? 전 담배를 안 펴서 저길 못 지나간다고요 뱃살을 축복한 이들을 갑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<laughs> 뿅 앞머리 앞머리 뜨발 나 앞머리 봐봐 여기 오늘 오늘 1차 2차 3차까지 가요 아 이건 못 뭐 참지 크크루 빙봉 다시 올려요 우리 뚝뚝 떨어져요 진짜 도격됐어 어떡해 Oh my god, stop fucking lying.